혜진씨, 도미 우 친구들은 섭외 끝났어요? 네, 제 친구 두 명이 하기로 했어요. 아, 원래 세 명이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은 갑자기 수업 때문에 안 된대요. 하... 그래도 두 명이 모자르네. 그럼 내일까지 못 구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유니폼 착용하고 샘플링 진행 함께 하죠. 순배 씨는 어때요? 좋은데요. 뭐가요? 중형이랑 대형이랑 뭘로? 중형. 중형. 이런 향이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건 수면 제품인데요. 이 중에 뭘로 드릴요뭐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. 그러면 이번 새로 출시된 제품 드릴게요. 이 제품은요. 몸에 착 달라붙어요. 있어요. 그래서 새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밤새 뒤척여도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네, 네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. 고맙습니다. 대리님, 네, 네. 여기서 뭐 하세요? 어, 여기가 확실히 제품을 많이 찾더라고요. 여기서요? 저 이거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십시오. 하연아 오늘 진짜 고마워.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우리 끝나고 앞으로 내가 스테이크 嗯。 나왔어. 자. 아, 형이 나넣주려고 맛있는 치킨 사왔는데. <laughs> 맛있는 치킨. 아, 너술 먹었어? 형 이거 너 줄라고 이거 세운 건데 이게 서운하게 작업 좀안 돼. 봐봐. 야. 탁탁 뭐 먹다 남은 거 싸운 거구만. 아니 이건 뭐. 내일 아침에 이따가 먹게. 자. 아유. 야, 언먹아 뭐. 먹던 걸로 왜 먹으면? 잠깐 앉아 있어봐. 아이피는 너랑 같이 봐. 아뭐 울어 아왜 울어 무슨 말 응? 누가 그랬어 왜 무슨 일인데 나 진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겠고 혼자 먹고 싶어 나 이제 진짜 여자 무섭다 생일 때도 무서워 꿈에서도 나와 형 참아야 돼 내가 가면 형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가능은 못하겠지만 이한 집에 백수 둘은 안돼한 집에 백수가 둘이면 안돼 다 먹어 빨리 마시고